뭐야? 부담스러워 나도야 아 예쁘다 아 예, 쁘다 아, 아. 아 예쁘다

예뻐 아 예뻐 우리 다도 아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어휴 잘한다 우리 다도야 칭찬해주는데 왜 외면하니? 레드야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어어너너 어, 알았어 알았어 어어 어, 어, 너도 칭찬해줘 아그 이쁘다 우리 꽃이 아우 귀여워 어이구 이뻐 우리 꽃 어이구 웅띠도 칭찬받고 싶군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 아 울꽃인지 눈도 이뻐 아구 잘했어 아구 잘 이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오 우리 다줘 우리 꽁치 우리 꽁치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귀여워 아유 이뻐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 잘했어 원래 칭찬하면 애들 이렇게 흥분하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흥분 상태에도 어, 오 어, 우리 타투 오 어, 우리 타투도 공으로 왔어 오오 어, 여기 오 우리, 우리 타투 공으로 왔어 아 그래? 애들 이유 없이 칭찬해 주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하려고 하네 신기하게 어 우리 백성이도 아구 귀여워 아구 잘했어 우리 백성이 공 가지고 왔어 오구 잘했어요 괜찮아 강아지 춤추게 예뻐 우리 백성이 오 이뻐 오 잘했어 Nope, nope. 아 피곤하다 이제